좋아요와 구독 아! 제발 있냐? <laughs> 와나 진짜 방금 뭐 하나 더 온다 마중 아, 계속 쏘면 안 돼 이거 총알 다 쓰면 안 되거든 다참은 나가야지 혹시 2피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3배는 사실 필요 없거든? 근데 혹시 이거 쓸 일 있을까? <laughs> 너 때문이야 <laughs> 너 때문이야 이거는 싸우자 내 이쪽에 산도가 안 해. 네. 아! 안녕? 삼뚝인 줄 알았네. 가자 집에 가자 집에 다리 쓸것 같아. 내가 할까? <laughs> 어떡하지? <laughs> 스트라이크! 나이스! 이토바이 없나 이토바이? 이걸로 너무 허름한데? 위로 가는 게 낫다고? 돌아가 돌아서 위로 가고 으아! 아, 왜 쟤나 지금 뭐하는데 미안하게 <laughs> 아 여기서 뭐하는데 진짜 너무 너무 미안하게 나간 거야 이거 어떡해 <laughs> 나간 거 같은데? 그럼 어떡해 난못 자겠어 아 미안하다 어, 어떡하지 <laughs> 진짜 너무 미안한데 나 배그해야 돼 치킨 먹어야 돼 스치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벌바단누 유. 권선징아.